안녕하세요. T1의 원딜을 맡고 있는 테디 박진성입니다. 어, 오늘 2연승은 다행히 해서 다행이고 음, 좀 더 실수를 많이 줄 실수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. 음, 1세트는 워낙 조합이 좋았어가지고 음, 어, 최대한 뭐슈퍼 슈퍼플레이 할 생각은 없었고 그냥 팀 움직임에 맞춰 가는 대로 플레이했던 것 같아요. 이 세트는 일단 초반에 저희가 실수를 너무 많이 했고요 어, 그래서 상대 럼블이 킬도 먹고 그래서 럼블이 킬을 먹었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그랬고 좀 음, 중요 궁이 좀 빠지고 저희 다 실수했어가지고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조합이 좋아서 좀 후반에 승계 포킹이 되게 잘 해서 저희가 승계 잡았었는데 두 번째 판 같은 경우에는 세트 마크를 좀더 저희가 생각을 했어야 되고 저도 세트 포지션을 잘 인지 못했어가지고 음, 포지셔닝, 포지셔닝에 좀 아쉬웠고 좀 더 잘할 여지는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 팀원들이 다 음, 사실 뭐 티어가 팀마다 다를 수 있는데 어, 음, 음 그냥 진이 좀 맞춰주기 좋은 편이고 팀원한테 그리고 플레이도 이제 하기 나름으로 괜찮아질 수 있는 픽이라 생각해서 어 나름 지금 메타에 원들이좀 잘렸을 때 좀 괜찮은 픽이라 생각합니다. 어 일단 저희 팀원들이 다 팀플레이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 중이고 음 실수도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음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희 팀원들이. 음, 왕우 씨가 일단 송금의 지배자라고 카톡으로 막 놀렸었는데, 어, 제가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송금의 지배사라는 카톡을 도배해가지고 제가 좀 카톡을 좀 익십했던 기억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맞나? 네, 좀 그랬던 것 같아요. 아, 사실 그 광고는 진짜 제가 못 보겠어가지고 클레버 광고는 제가 좀 봤거든요. 진짜 그 성공의 지배자라는 말하는 건 진짜 제가 촬영할 때도 좀 되게 부끄러웠어가지고 못본것 같아요 하, 성금의 지배자 그 톤이 되게 정말 힘들어가지고 5연승 하면요? 네. 아 저도 5연승 하면 성금의 지배자를 하겠습니다 네 음, 2대1로 이겨서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어, 최대한 실수 다 한 거 인지하고 있고요 최대한 줄여나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어, 항상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잘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